네. 고약게 시켜줘. 네. 이걸로 여기 방역 좀 해. 알았지? 네. 이거 이거 이 그리고 나 가져와. 네. 써야 되니까.